이렇게 먹게 아 이렇게 거리에서 먹게 원래 여기 그냥 찍어서 그냥 그대로 썰고 맛있겠네 감사합니다 네, 이타다키마스 음 족발이 진짜 좋다 이렇게 먹는 거야? 응 음. 찍어가지고 담가 먹는면돼 여기는 좀 새콤한 맛이 라는네 그래도 따뜻한 걸로 주셨어 아 죽어 찍어 찍어서 먹으면 돼요? 어 찍어서 먹는 게 담는 거 찍어 먹는라면 시키는 고기랑 맛이 달라 거긴 좀 짠맛이 강했고 여기가 담백하니 맛있는 것 같아 형 여기 팔렸네 근데 거기 것도 맛있었어 스케맨이다 맛있어 면은 어때? 국물보다 어때? 맛있어 쫄깃쫄깃하잖아 태호가 이거 먹어볼래? 네. 이거는 간, 소유, 간장 그것도 안 매워 안 매워 이거 약간 일본 매운맛이랑 한국 매운맛이 좀 달라서 기준이 다른 거 음. 매운맛이 되게 달라서 괜찮아 맛있지 않아? 저기 저기 이거 타이밍 좋게 들어가는 사람 없어 바다어서먹어도맛있어조금해줘야되잖아요음 진짜 많다 근데 이게 8,600원이야? 오 벌써 배불러 향이 너무 많다 너무 맛있는데 배가 벌써 불러 치킨맨 치킨맨이 더 맛있지 다 맛있는데 지금 그래서 안 시, 치킨을 안 시켰어 만약 둘이 치킨 시켰으면 후회했 수도 있어 라면을 안 먹어봤어

배가 너무 불러 진짜 맛있는데 진행해보고싶다진행해보면다먹을것같은데근데우리오늘쓸시간이무례밖에없긴해 오늘 쓸 시간이 2회밖에 없어 다 사주시니까 어?